ASMR Bismillahirrahmanirrahim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마시멜로랑 매그놈 아몬드를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마시멜로 안에다가 밀카 초콜릿이랑 아그 과자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 과자 넣었는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집 옆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스물라라마라힘 بسم الله Wow. 일본마시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아, 이 마시멜로는 토끼 나라 거예요. 할랄이에요, 할랄.